<laughs>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조각조각 파괴해주지! 내 아! 전략으로! s 웬 놈들이냐? 비겁하게 기습을 하다니 아, 제대 출력으로!